옛날에 이전에는 어, 산다차, 산, 산다목, 산다과, 산다속이라 해서 어, 중국말의 선다가 바로 우리의 동백에서 동백 이어서 바꾼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이게 역사의 어, 조작의 차 역사 조작의 현장입니다. 태아 시네시스 뭐 태아 씨는 시설에 불러 그냥 차지 그냥 다 그냥 차지 뭐 일본 놈들은 녹차로 녹차라고 마, 말했고 중국 놈들은 황차라고 말했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거고 초의차 뭐 작설차 청태전 별의별 나무 뭐 이름으로 다 불렀지 뭐. 까멜리아 시네시스는 차다 뭐 뭐가 이상하지 않은가 어, 까멜리아가 일본 것은 동백이고 중국 것은 차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음. 동백나무가 그러면 결국은 차예요 차가 동백나무예요 차나무가 둘은 완전히 다른 나무인데 완전히 다른 나무인데 완전히 다른 나무라 똥배기는 똥배기고 차나무는 차나무인데 어, 왜 Camellia sinensis라고 부르는가 어, 문제가 많다 그 얘기니 Camellia sinensis는 틀려 묻었다 까멜리아는 동백 그녀가 동백과로 갈 게 아니라 차는 그냥 차요 근데 이거 언제 올라온 거고 우리가 방송했던 이유 아닙니까 이거 며칠에 이거 방송이 올라왔지 아이씨 2015년이네 음. 산, 산다목, 산차, 산다목, 산차, 산다, 산차 속이라 했다. 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옛날에는 산다목, 어, 산닭과 산다속 어, 이래서 서, 어, 선다가 바로 우리의 동백이어서 바꾼 것이다. 중국말 선다가 바로 우리의 동백, 동백이어서 바꾼 것이다. 우리, 우리의 동백은 어, 차나무를 동백이라고 하네요. 음. 그 일본 놈들이 그거를 헷갈리게 어, 바꾸기 위해서 어, 우리 한민족의 차라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네, 요따구 짓을 했다 이 말이죠. 딱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네. 어, 쓴바기도 차 쓴바기도 차 쓴바기 어, 쓴바기가 그러면 차예요. 선, 선다. 아, 선다가 바로 우리의 동백이었다. 산차, 우리의 차나무, 우리 한민족 거라는 얘기죠. 그거를 역사를 조작하고 중국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어, 동백속 동백속과라고 어, 만든 거죠. 쓴박이라는 말 자체가 쓴게 약이라는 말이다. 어, 이게 역사와 딱 맞물리는 시점이네요. 그죠? 이거 또 스쿨님 또 녹화 뜨고 계실 것 같은데 음. 내가 요래 가지고 잘 잘 녹화 뜰 수 있게끔 딱 해, 드릴게요 예. 자 일본 놈 일본 놈들이 이 동백 동백 목에 동백과 동백 속에 어, 차가 있다고 역사를 조작을 해놨는데 어, 옛날에 이전에는 어, 산다차, 산, 산다목, 산다과, 산다속이라 해서 어, 중국말의 선다가 바로 우리의 동백에서 동백 이어서 바꾼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이게 역사의 어, 조작의 차 역사 조작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다 조금만 파고 나오면요. 다 보입니다. 이 차가 중국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 거라는 거죠. 원래. 그러면 왜 중국에서 선다라는 말이 왜 우리 민족의 차라는 예, 이야기를 이야기라 하는 것인가 그걸 따져보면요 저 중국 운남 쪽이 해남입니다 운, 운남 운남 구름운 그런데 거기가 해남이에요 해남 거기에 구름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운남으로 바꾼 거죠 거기가 해남이에요 운남이 음. 거기에 장흥이라고 나오는데 징흥 징흥시가 있어요 징흥시 거기가 장흥입니다. 장흥. 그 강이 두 개가 있죠. 어, 장강하고 또 그 긴 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국의 그 황강하고 저 황강하고 장강 뭐 그 운남 쪽에 굉장히 길게 베트남까지 가로지르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이 어, 어 다름 아닌 그 두 강이 되, 되고요. 백마강이 바로 장강입니다. 압니까? 그 백마강 왜 백마강이 진짜 이름이냐면 그 장강을 갖다가 지도에서 보시면요 그 하얀 백마 머리처럼 생겼어요 강이 장강이 근데 그게 다름 아닌 백마강이라고 말대가리야 보모 그래서 신라나 뭐 이런 <clears throat> 백제나 백마가 백마가 그래 있는 것이 아, 그러한 이유입니다. 아, 이 차의 차의 주인이 진짜 차의 주인이 누군지만 찾아내면요. 음,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다 나와버려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음, 전혀 다른 사, 사촌쯤 되는 동백나무에다가 이름을 이 까멜리아 자포니카 시네시, 시네시스라고 이름을 지은 게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 네. <coughs> 어, 어, TRS, 뭐, TRS, 티아, 티아, 테아, 테아속, 어, 잠,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차목, 작가, 차속이다? 물론 동백도 마찬가지다. 이런 차속에서 동백과 티아로 나눠진다. 어, 이거 한국말, 영어, 영어, 티, 이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태아입니다, 태아. 음, 태아. 이게 차티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동백과 동백과가 됩니까? 차티 속이죠.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백가루, 동백가루 알고 있지. 서양에서는 제대로 흑차, 어, 티아, 티아 속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어, 까멜리아, 뭐 자포니카, 뭐 시네시, 어, 시네시, 네시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 그런데 중국 원산지로 얘기하면 테아 시네시스가 아, 맞는 말이죠. 음. 아, 어, 어, 그냥 저는 그냥 TRS 이게 맞다고 봐요. 어, 영어 영어 TRS 뭐 어, TR 어 태아 쇠뭐 세아 쇠아이과 티아속 어. 저는 이게 맞는 말이고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이런 게뭐 한두 개인가? 어. 자, 1778년 어, 어, Thea 속을 카밀리아 속으로 고쳤다. 어, 이, 이때가 언제냐면 정약용이 어, 정약용이가 살 때하고 맞물리는 시점입니다. 이게. 정약용 압니까? 어, 동백의 어느 점이 차나무를 닮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역사 조작의 중심에 있다고 차가 신의 혁명, 차혁명 어, 신의 혁명은 차혁명이라고 불러도 돼. 그 차의 형, 어, 차의 전쟁이라고 그 그러한 저 거시기도 있습니다. 차의 전쟁. 어, Theales목, Theales과 Camellia 속이 되고 말았다. 이게 잘못된 거죠. 어. 음. Thea sinensis라고 이름을 지켰다 안 합니까? 어. 그 독일 학자가 어. 어. 그데또 린네는 뜬금없이 카밀리아라는 낱말을 가져다 붙인 것일까? 어, 성교사 이름이랍니다. 이게 딱성교사란 이름이 딱 들리는 거를 이해하시겠어요? 에? 어? 성교사 에? 어? 신의 혁명 정약용 신의 박해 신의 혁명 차의 혁명 성교사 천주교 신의 혁명이 뭐예요? 천주교 박해죠. 그래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간 거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유배 당한 사람들이 그 해남 지역 유배지에서 모여서 그 차를 마시면서 혁명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clears throat> 자, 체코슬로바키아 카멜, 그 카멜은 체코슬로바키아 예, <clears throat> 예수의 선교사다. 천주교 바로 나오죠. 이 예수회가 어딥니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씨발 어, 동백 까멜이 어, 라틴어 Camellia가 되어 동백의 학명이 되었다. 네. 그거를 일본에서 처음 또 이거를 japonica 종이라 해갖고 일본 놈이 또 등록을 했고요. 어, 하여튼 간에 뭐 쭉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또 어, 태아가 맞습니다. 태아. 태아 시네시스가 맞습니다. 아이고 씨. 음. 그런데 이 린네는 린네는 뭐 일본이나 중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가? 어. 자, 중국은 산차, 일본은 춘, 어, 추는 다시 어, 찌박퀴 어, 아 여기 찌박기 찌바퀴라고 해놨네요 찌박기스박기 네. 테스박기로 읽는다 음. 동백 동 우리나라 말은 동백 일본은 딴차 어, 아 그래서 중국에서 산차가 나온 이유를 알겠네 중국은 산차라고 읽고 우리는 동백이라고 읽고 일본은 춘이라고 읽고 쯔바퀴 하... 쯔박기, 힘에 라트라비아타 동백 아가씨의 춘이도 쯔박기 힘이라고 불니다 어, 린네가 까멜, 까멜리아를 길이여 까멜, 어, 카멜을 길이여 까멜리아로 고친 것일 뿐이다. 어, 전부 선교사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아. 아. 자, 원래, 원래는, 어. 자목, 자과, 자속임을 제대로 알자.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예. 그냥, 그냥 차, 는 차다. 다 차는, 그냥 다 차다, 그냥. 어. 뭐 대협종이고 소협종이고 교목이고 뭐 다 필요 없다. 차는 그냥 차다. 전 세계에서 그냥 자라라는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뭐 기온이나 그런 게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그냥 차다 그냥 어, 말씀드렸죠. 어, 어, 어. 동백 어, 원산지는 원산지는 자포니카로 되어 있으나 오히려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동백꽃은 이미 중국, 중국에까지 잘 알려진 유명한 꽃이다. 동백. 어. 근데 이게 중국까지 잘 알려진 게 아니고요. 중국 자체가요. 우리나라, 우리, 우리나라였습니다. 이 이태백이, 이태백이 해용하는 신라국에서 나는데, 아이고, 씨발, 그. 어. 꽃이 매우 없다. 신라도 우리나라인데 뭐. 우리나라 역사인데. 예. 어, 중국 백과사전에 신라국을 해용하는 곳 산차다. 동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차가요. 보이차가 산차가 아닙니다. 음. 산차라고 불러서는 안 돼. 전부 엉터린 기라. 중국놈들은. 그렇게 역사가 뒤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어, 올바르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아. 아. 문일평도 어, 1800년 1888년 동백의 속명이 원명은 산다이다. 어, 산다란 동백잎이 차나무와 비슷하여 생긴 이름일 뿐이지 추운 쯔바키라 하여 중국을 해용하라 한다. 이는 우리의 동백이 먼저임을 어, 던져주고 있다. 뭐 한반도 전부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 뭐 지배를 한 나라인데 뭐. 2200년 전 진나라 시황제가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하라고 보낸 것은 제주도에서 가져간 불사약이 바로 동백기름이라고 주장하고 하는 이도 있다. 뭐, 이 뭔, 뭔 소린가 모르겠고. 어, 울산성에서 훔쳐가 풍순, 풍순, 풍신수길, 어, 토요토미 히데요시. 예. 네. 쯔바키, 쯔바키대라. 어. 아. 조선의, 곧 조선의 동백이다 그러는데, 어, 어, 얼룩동백, 전남 보길도에서 얼룩동백, 울릉도에서 가져가 붙였다. 숲동백.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 이야기 동백과 동백과 우리 차 차과의 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천주교 성교사의 이름 까멜리아 요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카멜. 음. 아, 요게 샤넬하고도 연, 연관이 있다는 거. 그 전 세계가 이 사용하는 이름들을 이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 이름을 보면요. 전부 다 역사하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삼성, 오리온, 칠성사이다 어, 이름만 딱 들어봐도 뭔지 아, 시겠죠 역사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어요. 자, 다 훔쳐 쓰고 있죠. 어, 신의, 신의 그 기운이나, 어, 신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지간히도 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예? 신의, 어, 신의 역사를 다 박살내고 가려놓고는 지들은 신의 역사를 훔쳐 쓰고 싶은 모양이라. 얼마나 신의 기운 한 조각이라도 받고 싶었으면은 전부 다 이름이 신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요. 어, 네. 근데 저는, 저는 아예 떼놓고 씁니다. 막 신기 플레이버. 네. 신의 기운이죠. 자, 필요 없고 저는 막 바로 직방으로 갑니다. 신기. <clears throat> 그래, 절마들이 내려갔다가 얼마나, 어, 처음 맞고 싶을까요? 어, 탄압하고 싶을까요? 연락에 처맞고 있죠. 음. 그런데 어떡하냐, 씨발놈들아. 음. 내가 유튜브 하는 거는 그냥 취미인데 내 취미생활일 뿐인데 내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재밌어서 영상들 올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 어, 생각을 교류를 하고 어, 그렇게 소통하는 것일 뿐인데 그런 소통의 장일 뿐인데 어디 하냐 처막는다고 왜 막아주냐 이 새끼들아